거예요. 안 나오네. 예. 나비야, 다른 데 가가지고 병원. 그래, 일로. 나비야. 그거는 아, 조금은. 나비야. 이리 와, 이리 와. 예. 이리 와. 좀 어, 숨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. 예. 어, 새끼들 못 잡겠는가 봐. 사들은 못 잡겠어. 아유, 항상 수고 많으시네요. 응 먹어 안 데려간다 먹어라 또 데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버릇이 시내는구만 좀 무슨 데서 이렇게 잘 먹지 뜻을 만나지 싶어요. 나는 해제 그거는 어디 잘하는겨? 예 갔어요 걔가 광주로 갔어요 네? 전라도 광주로 갔어요 우리 갔네 고향이 이때 갔다 형 그 먼저 가요. 끝까지 책임을 줘야지. 그럼 먼저 대포 가는 척 그분 두 마리 그날 저녁이었구나. 새끼. 그만한 물어가면 죽진 않아지 이새비 오면 어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 안 맞힌다고. 말할때 주고 안주 하우스 안에 그랬다더만아 하우스 안에서 그 죽었다 가네. 두 마리. 이거다가 아, 물어보는가 뭐 저기 네. 안돼 그래 죽다 병하는 거다 우리가 그때 그 전날 왔잖아요 예. 그 전날 와 잘 노는 거 보고 이래 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노는데 병 아파가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이렇게 눈치 보네 서비스 아, 또 내니까 먹어 안 데려간다 먹어라 또 데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릇이 시네 좀 무슨 데 저렇게 잘 먹지 적어도 새끼 안 나가는 거에 안고야 아마 수고양 같좀 저만하면 나가버려요 아무나 가 먹지 뭐여 밥이 씨 오는 길에 실실 또 안고양이 많지 thank you